그냥 그냥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담을 다 받아야 난 가자. 소미 봤어? 아니 안 봤어. 2편? 어 봤어 재방송 네. 봤어 때문에 나 바로 봤어. 네. 재밌어? 그냥 볼만한 거 같아. 막 느끼는 느낌 오는 건 없는 거 같아. 아, 진짜? 오웬? 오웬인가? 오웬 오글도나 오웬 좋아. 후기 쓰고 나면 가는데? 응. 금요일마다 하나? 금요일마다 하는 거 아니야? 작년 쇼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1등하고 그 2등을 이제 나플라랑 그 루피?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단식 10일차예요 근데 아직까지 뭐 무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틀 동안 제가 주말에 폭식을 했잖아요 <laughs> 그거 빼고는 지금은 무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김밥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해주시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점이라고 하면 어, 변비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변비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유산균을 잘 챙겨 먹고 있는데 변을 <laughs> 네 그렇습니다. 변비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유산균 잘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무난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我来弄。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는데 아니라 다를까 살이 쪘더라고요. 네 살이 쪘어요. 어제 또 그렇게 먹었더니 살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약속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얼른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몸조리 잘 하시고요. 그럼 저는 일단 빨리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great. She'd love that. Since she'll be your partner in this venture, we do require one meeting with her anyway, so kill two birds with one 일단 30일 동안만 해보고요. 제가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몸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